너는 홀쭉 못 들어가는 거예요? 원래 왜 이렇게 많요 우리가 18cm 통과했어 영재 훌쭉이다어 아, 거기도 통과 <laughs> 엄마는 똥 19래